sufficient then a few drinks to friends. Oh, nice. night out. I can't wait. 어디서 찍어도? 아니, 아니, 어디서 찍대? 미안해 진짜. 아, 너무 신기해. 别问你。

잠깐, 목을 주란 무엇인가? 해외 송금 어플 회사인 모인의 대외 활동으로 모인 글로벌 프렌즈를 줄인 말이다. 주로 해외 교환학생, 유학생 등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예정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해리는 3인칭 죄송 모글 제10기로 활동 중이며 해외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쏠쏠하게 대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놀랍게도 첫 대외 활동이다. 이 영상은 모인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